있었을 때 말고. 해운대 해수욕장 해안도로에서는 보행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전동 스포드, 오토바이, 허가가 취하는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발시 5만원의 범죄보다 부과되는 요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해운대 해수욕장 해안도로에서는 보행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전동 킥보드, 오토바이, 허가 닿지 않은 차량 진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적것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지금 즉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atch, nice catch, nice catch. 있는 호텔을 묵겠습니까? 아니면 아까 그 멀리 있는 엘, 그 루나 호텔을 묵겠습니까? 멀리 있는 엘루나에 네네네 여기보다는 거기가 훨씬 좋죠 전망이 그렇죠? 오 오늘 안침님 바다가 멋있습니다 네, 여기 예쁜 집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극동 돼지국밥은 안 먹어봤지만 잘 모르겠고요 도심 속의 제주 감성 카페 랑, 랑데자뷰 아직 상가가 분양이 다 안 된 것 같은데요 자 여기는 어디죠? 이 건물에 있는 그렇죠 시그니엘 어, 호텔 이 호텔 이름이 시그니엘 호텔이네요 네 아닌가? 맞아요 시그니엘 LCT는 뭐예요? LCT는 <laughs> 여기 레지던스 이름 어, 어. 어. 호텔 이름은 시그니엘 확실해요? 네 그럼 무궁화 다섯 개네요? 여섯 개일 걸로 여섯 개요? 네 최고 들는 아닐까요? 그럼 평생 들을 일이 없네요. 왜 없어요? 마음못 먹죠. <laughs> 마음 못 먹잖아요. 마음안 먹는 거죠. 이거는 무슨 소리예요? MCT 짓는데 4,557일이 지났단 말입니까? 아이거요 부산 랜드마크네요. LCT는 포스트 건설에서 시공한대요. 알았어요? 13년에 만들어졌어 19년 6년밖에 안 걸렸네요 6년밖에 안 걸렸네 자 LCT 야우 컨셉이라고 컨셉일까? 컨셉이가? 애매모호한데 어? 컨셉이가 미포집 여기 메뉴는 해물장을 한번 먹어봤나? 놀래줍니다. 네, 여기는 네. 너무 좋네요. 너무 얼마나 이세월 견뎌서 이렇게 보... 아, 근데 이 꽃을 일주일 정도밖에 못 보고 진다니 너무 아쉽네요. 많이 봐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상을 담습니다. 여러분 못 보는 사람 많이 보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제 거기가 최고라 했는데 오늘 또 최고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헬스파 사우나 짐 예방되어 있습니다 요즘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아 여기 유명한 언덕 의에 저기 여기가 여기 언덕 위에 집이다 어? 여기 언덕 위에 집이다 지금 안 하는 갑다 언덕 위에 집 해놨네 불 꺼져서 그렇지. 망했네. 망했는지 오늘 옛하는 건데. 스파도 했잖아, 그지? 이게 언덕 에 스파도 안 하나? 안 하지. 안 하나, 지금. 10년 만에 망인 거야. 저- 네, 달맞뭐 50년 만인데 <laughs> 솔직히 말해라 40년 <laughs> 만에 밤, 밤 벚꽃은 처음이에요. 달맞이 기자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중간중간 쉬엄쉬엄 쉬어가면서 꽃놀이도 하고 그렇게 지내세요. 어차피 인생은 아, 하나고요. 네. 네. 어, 너무 좋아요. 팝콘. 팝콘. 팝콘 아! 같은 브이케이롤인데 아빠 케이롤에 모른다. 팝콘 같은 불빛이. 그 <laughs> 그거 모르겠다. 빌딩 <laughs> 조심해라 나 힘이 없어도 모른다 이제 자 여러분 힘 있을 때 많이 어, 돌아 어, 소리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 기억날 때까지 집에 안 간다 벚꽃 노래 뭐 있지? 벚꽃 노래는? 인터뷰 해봐야 되겠다 여기 쿠팡이 뭐야? 걸렸어 해야 되잖아. 아, 맞다. 여기 달맞이식에서 이거도 많이. 아, 여기서 옛날에 밥 먹었는데 없어졌네. 아, 진짜, 많이 올렸던데. 달맞이식에서 문 닫았네. 장사 안 돼가지고. 이거 봐라 뜬금없이 집가 부자들 원래 치아에 관심이 많잖아 아좀 부자 타는 것만 하고자 자기 치아 마음이 부자 이영자 소떡 소떡 이제 한번 사먹어 10원짜리 여기가 여기 어떻게 잠기는데 여기 웬만하면 테레비 다 나왔네 한 번씩은 어? 테레비 안 나온 집이 없다 내 지난번에 여기서 뭐 많이 끊겼는데 맛있는 냄새 꼼장어 전통 모자 모자 모자 모자 하나 사야 되겠다 잠깐만 새로운 컨셉 여기이는 별로 안 싸네 비싸다 15,000원이다 네 모자 많잖아 양면 어? 양면이라고 날씨가 좋은데 이런 거는 밝아 찹쌀 직화구이 맛있겠다 연탄불에다 구워가지고 다시 네 이게 진짜 꼬치가 진짜네 진짜야? 근데 가짜가 생겼다 진짜야? 어 진짜 꽃인데 가짜같이야 잘 만져봐요 진짜가 진짜요 이거 이거 리얼 리얼 동백 잎이에요 네, 네. 여기는 해운대 전통시장입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손님이 없네요. 많이 없네요. 꼬지 맛있겠어요. 미역 맛있겠어요. 미역 한 단이 얼마일까요? 마트 이름은 한국마트예요. 해변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마트 이용해주세요. 자갈치회집이 여기에 있네요. 해무침, 낮술 원하시는 분, 낮술 한 잔, 문어 좋아하시는 분, 문어, 어우, 문어 좋죠. 문어 어디 가나 소문난 튀김집 먼저 문 닫았어요 구포국수가 눈에 들어오네요 거창 순두부 눈에 들어오네요 가마치 통닭 눈에 들어오네요 Wow, 칼치구이 맛있겠다 <laughs> 울릉도 오징어가 철입니다 그래요? 이거 이거 테레비에서 모든 새우네요. 울릉도 새우 아니에요. 꽃새우. 아, 꽃새우. 울릉도 꽃새우도 그렇게 맛있다던데 먹어봤어요? 어 울릉도에 가서 먹었던 기억이 아리까리하네요. 어머 요 집에서 아저씨 오셨네요. 무슨 아저씨더라? 자 아저씨 세프 아저씨 오셨네요. 쌤 어? 쌤 아저씨 오셨네요. 아쌤 말고 저 사람 중국 요리 잘하시는 분. 이연복. 오, 이 집은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가 봐요. 꽃을 좋아하시나 보다, 아줌마가. 아, 예쁜 꽃이네. 어? 별로 예쁜 건 아닌데, 얘를 심어놓으니까. 네, 여기 튀김집이 유명합니다. 예쁘, 예쁘게 심어놨네요. 맛있 손님 엄청 많네요. 어, 맛있게 음, 보인다. 떡볶이 맛있게 보네. 한국인의 떡볶이. 한 떡볶이가 있네. 이런 날 기장 전부 다 이름 났네요 테레비 출연 안 하는 집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 과일 가게 종교워 여기가 해운대 가정식 백반지 네 이런 데 아주 좋습니다. 가정식 백반지 반찬 아궁이 식당 가정식 백반 메뉴 한번 볼까요? 오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맛있고 생선 정식에 생선을 이렇게 많이 있을까요? 근데 이거 지금 가짠데 진짜 같이 만들어놨죠 와, 네, 네, 네. 아, 기가 찬다 기가 차. 어 맛있겠다 기가 찬다 자 제, 이, 당신의 몸픽은? 원피 어? 네. 하나, 하나만, 하나만 먹으라면 자, 따라라 아, 헷갈리나요 저는 생선 정식이에요. 그래요? 왜냐면 집에서 굽기가 힘들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생선 정식으로 수제식 한 그릇 먹고 싶어요. 먹고 싶은 거 아니야? 아우, 예. 맛있게. 형들 명품 호떡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손님이랍니다. 어. 반죽이 끝났단다. 아, 아깝네. 먹을 것도 안 했잖아요. 어머, 얼굴이 갑자기 10년이 젊어 보이네요. 모자라에. <laughs> 나 뭐 이제 여기서 과실하고 배가 아플 때는 옛날 약국에 들러서. 어머, 옛날 약국이네. 의사 선생님의 연세는? 네. 네. 친구인 걸로. <laughs> 친구, 어, 나이 동생 같은데? 키큰 애냐 어르신 보야 어르신 보약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기억력이 없어 어 얼굴 안 보여주시네요 오, 어, 왜 맛있는 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자 샘플입니다 샘플 송숯불갈비 어, 유명한 집 아닌가요?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요 홀서빙 구한답니다 취직하세요 어 10시부터 10시까지 일단 음. 풀로 12시간 노 중노동인데요. 12시간 중노동 할 자식이 있습니까?